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어, 35번째 35th love letter 우리 로마서 8장을 다음번 건 다음번 36번째까지는 다룰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너무나 중요한 전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재밌는 영어 성경 공부라고 했을 때 재미는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 재미는 아니고요. 저는 개그 콘서트 같은 그 거기 코미디언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좀 자규적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코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웃음을 쥐어 짜듯이 그런 재미를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새로 제가 모르는 구독자들도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만나게 될 기회를 만들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laughs> 너무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와보니까 너무 초라했다. 이런 게 재밌는 거죠. 그런 시츄에이션이. 그래서 하여튼간 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재미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영어의 fun과 funny가 틀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funny 이거는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건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interesting 지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그런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도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재미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로마서 8장이 전체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또 가이드라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회차에 걸쳐서 요거를 다루려고 해요. 어, 영어 외우게 될 문장은 Romans chapter 8 verse 27 27일 겁니다. 네. 그 영어 제목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그분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신 자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신의 영이라고 하는 어, the spirit, the holy spirit 예, 성부, 성자, 성령, 어떤 Trinity, 삼위일체에서 그분의 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존재로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어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의 부분입니다. 저도 좀 조직신학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을 때 어, 결론은 신비의 부분은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는데 그것이 저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신이 정말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다 이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 진짜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원리도 다 모르는데 예. 어,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은 <laughs> 스마트폰의 원리를 알 거라고요. 음, I'm doubting 좀 약간 심스럽습니다. 너무 부품 부품 전문적으로 다들 연구하셔서 제가 스마트폰 뭐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분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영어로 지도해 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모든 원리를 다 아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어, 한글 제목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 기도가 막혔을 때 어, 그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 13분이에요. 아, 제가 저녁에 수업을 많이 잡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 더 일찍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laughs> 거짓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뭐 오늘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니고요. 예, 좀 어,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어, 미뤘던 것들을 하는 게 있어서 좀 서원이 길었네요. 어,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울 문장을.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자,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밑에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Making prayer out of our worldly sighs, sighs, our aching groans. 자, 뒤에 표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좀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 그래서 더 메시지 번역본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If, 이것도 밑에 적어드릴게요. If we don't know how or what to pray. If we don't know, if we don't know how or what to pray. 우리가 어떻게 또는 뭐를 기도해 알지 모른다면 이 기도를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로 뭐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계 상황 바닥을 친다 그러죠. 그런 때 많이 그렇잖아요. It doesn't matter.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께는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making prayer out of our worldly sighs, our aching groans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이렇게 쭉 가는 부분입니다. 어, 다음 회차에서는 그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 신께서 택하고 신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나쁜 일들, 좋은 일들, 우리 인생의 업앤다운스, 업앤다운스가 다 영어에서도 업, 업 이렇게 확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롤러코스터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어, 물론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어,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그러니까 worldly size, 말없는 한숨들, 우리 다 그런 한숨 다 쉴 때가 있, 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Our aching groans, 우리의 마음 아픈 신음들, groan, 이게 groan이 신음하다잖아요. 예, aching, 예. 뭐 쑤신다 그럴 때도 ache라고 하지만 통증을 aching이 마음 아픈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신음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pregnant, pregnant가 여러분 어, 임신한 여인의 상황에 비교합니다. 그만큼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임신해서 출산을 코앞에 둔 산모들이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아 남자잖아요, 여러분. 예. 어, 근데, 어,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 신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 대신 어떻게 보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게 멋진 관계죠, 여러분. 예.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끊임없이 돈, 돕는 어, 음, 그래서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여기 우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시, 하신다 요거를 외우시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making 예, 이거 약간 뭐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이걸 붙여가지고 making prayer out of our worldly sighs, our aching groans. 여기까지 외우시고요. 나는 시간이 많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앞에 또 다 하는 거예요. If we don't know how or what to pray, it doesn't matter.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making prayer out of our worldly sighs, our aching groans. 뒤에까지 제가 적어드릴게요. He knows us far better than we know ourselves.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 He made us. 우리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knows our pregnant condition. 우리의 정말 이런 임신한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리터럴 문자 리터럴 문자적으로 여러분 너무 안 보고 약간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으로 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중에 이런 바닥을 쳤다 그럴까요?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 여러분 좀 안타깝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기도가 신과의 대화이잖아요. 속삭임.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대화가 일단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예, 그분이 주시는 내가 그분에게 말을 했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분의 어떤 말소리,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어질 때 그거를 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내가 도저히 신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요. 음, 저도 이랬던 순간들이 있어요. 예. 음, 때로는 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나름 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애씀에도 굉장히 큰 좌절을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텐데 제가 가끔 이전에 녹음한 걸 제가 이제 들어보는데 어, 어 정말 뭐 정말 어떤 어떤 어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했던 녹음들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하셨다면 개선하도록 정말 노력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 어, 개선하도록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신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애쓰며도 좌절했던 때가 딱 떠오르는 게 아, 제가 제가 어, 미국 영국 유럽권 어떤 선교부라는 어떤이라면 또 나왔네요 예. 영미우 선교부라고 영국, 미국, 유럽을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뭐라 그러더라 예, 코스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이민 가서 생활하는 그런 한국인들 어, 그러니까 제외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어요. 예, 그들을 격려하고 뭐 부흥회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코스타 집회 뭐 컨퍼런스라고 보셔도 있고 기독교 컨퍼런스 이렇게 큰 규모의 그런 걸 하다가 어,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준 선진국들임에도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느끼셔서 이런 부서를 이제 시작해야겠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이제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많이 집회하면서 다니시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지금은 예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독립을 하셔가지고 좀 또 좋은 교회를 하고 계세요. 거기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분이 이거를 하여튼간 시작하셨어요. 청년 청년부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 있을 때 어, 어, 어떤 부서에 가서 내가 나의 관심 분야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영국, 미국, 유럽 권에 대한 신께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이런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막 월십 댄스라고 막 댄스 동아리 이런 데 갔다 쫓겨나고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댄스가 안 되는데 좀 해보려고 갔더니 웬걸 이거는 예,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프로들이 모여가지고 예, 그냥 서로 이제 이제 기량을 뽐내는 예, 제가 설 곳이 없더라고요. 조용히 빠져나왔죠. 예, 빠져나간지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laughs>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예, 그 광고 그 화면에 어, 영미우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부 창설 세미너 언제 어디로 관심자는 모일 거 거기 이제 제가 갔죠. 가서 이제 하여간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그건 얘기를 하고 예, 오늘은 약간 글로미한 거를 제 바닥을 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하여튼간 거기 어떤간 저보다 영어 잘하고 막 이런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리더가 됐어요. 첫 번째 부장 그 부서의 부장이 돼가지고 어, 첫 해부터 막 런던에 가가지고 예,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혐오하실 수 있지만 예, 길거리에서 막 영어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예.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제 외모가 참 괜찮았는데 그때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진을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보여주면 어 어딨어요? 뭐 이렇게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그런 <laughs> 반응을 근데 여기 누군데요? <laughs> 이렇게 어 하여간 이제 그런 그랬는데 이제 그 선교 부서에서 영미호 선교 부서에서 영국의 현지 교회 들 작은 교회 모임 중에 한 모임에서 그러니까 워크 더 워우스라고 워크 더 워우스가 이제 어그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에서 예, 그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아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굉장히 기적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워크 더 워우스가 그 성경에 그거를 이제 거기서 모티브 동기를 받아가지고 하도 이제 런던의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조금만 어, 시외로 빠지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런던을 진짜 어, 어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뭉클해지네요. 런던을 그 운동화 그 운동화가 정말 해질 정도로 음 아, 저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왜 뭉클해지는 거죠. 하여튼간 제가 그 팀에 있었으니까 그 고개를 그러니까 런던을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죠. 예. 런던을 그냥 정말 지도를 그려가지고 런던을 일곱 바퀴 도는 거예요. 예. 어 그거를 하여튼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다시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첫 번째 참여했을 때는 제가 같이 가지 못했고 또 연구에 관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매년 하다가 일곱 번째 해에 제가 다시 팀장이 돼가지고 그 어떤 미션 팀의 팀장이 돼가지고 제 거기를 조인하기로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예. 당시에 제가 하여튼간 당시에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당시에 제가 막 진로를 이제 막 선교사가 되느냐 막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랬습니다. 당시에 상황이 그래가지고 음막 후원도 받고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후원도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면 좀 놀랄 정도의 액수가 후원이 교회 내에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뭐열 몇 명이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티켓만 해도 왕복이 거의 제 기억에 성수기 비수기가 아닌 때 가니까 직장인들 휴가 이럴 때 끼고 가니까 거의 200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간 들어온 후원금으로는 전체가 갈 수 없어서 결국에 저는 이제 뭐워크더워스이 프로젝트에 조인하지 한 적은 없었지만 이전에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 한 번도 이제 거기 가보지 않았던 팀원에게 결국에는 다 이렇게 후원금을 양보를 하고 제가 남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 되게 그 상황은 되게 멋있죠. 예, 뭐 갔죠 진짜 아, 나는 갔다 왔으니까 안 간 사람들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예, 제가 남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엔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그 인천공항에서 어, 환송까지 했던 것 같네요 근데 <laughs>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굉장히 소신이 좀 나름대로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갑자기 혼자 덜렁 나오니까 너무 초라한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 있는데 정말 영어라면 정말 breaking down 예, 정신적으로 예, 막 정신 쇠약 예, 갑자기 제가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어, 나는 나는 무엇일까 막 그러면서 당시에 또 제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제 스스로 이렇게 좀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부모님도 어려우셨던 거 부모님 어려웠던 얘기 엄청 많이 하네요. 예. 잘 됐던 잘 되셨던 <laughs> 적도 있어요. <laughs>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음 바닥을 치고 있던 어느 날 좀 신기한 꿈을 꾸게 되면서 제가 조금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 꿈이 좀 신기한 꿈인데 그거는 지금 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예. 때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꿈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예, 이렇게 뭔가 제가 꿈을 많이 꾸는데 뭐 개꿈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그날의 꿈은 굉장히 생생하면서 하여간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음. 그런데 그 어, 오늘 그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어,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워크더 워스라는 그 프로젝트가 너무나 아름다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결과는 일단 제가 그 돌아온 팀원들에게 들은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서 런던을 몇 바퀴씩 돌았던 건데 7년 동안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특별한 정말 뭐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돕고 싶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좀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 저도 다시 가서 당시의 교회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 모르죠 또 올해 다녀올지도 예. 어, 그런데 이제 또 그, 그런 좋은 어떤 그 결실도 들었지만, 부팀장으로 갔던 이제 여자분인데, 어느 누나인데, 그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저한테 <laughs> 막 어떻게 보면 안 가길 잘했다고 저한테 어, 거기 팀원들이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었는데 어, 이제 여행을 가거나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어떤 선교 여행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purpose, 목표가 있는 그러면 더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들게 한 팀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예. 뭐 리더십에 도전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어, 하여튼간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들으면서는 아 나도 갔으면 엄청 힘들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부팀장이었던 그 누님이 그분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거 구독하라고 연락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또 이 신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어, 적지 않은 나이에요. 지금은 이제 50이 넘으셨겠네요. 50 넘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넘었어요. 확실히. 근데 하여튼간 40 정도 됐을 때40 안 되셨을 때인가 이것도 조심해야지 또 나중에 혼나 요즘 여자분들 나이 잘못 얘기했다 제가 많이 혼나는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예, 50 정도 등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간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성서 고고학이라고 예, 비블리컬 아케올러지인가 하여튼간 성서 고고학이라는 특이한 분야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그걸 잘 가르치는 교수님 있는 데 가서 가능하면 박사까지 하고 싶다고. 저는 약간 황당하게 들렸어요. 아이고 이 늦은 나이에 젊은 사람도 가서 하기 힘든 그거를 가겠다고 이렇게 저분이 기도를 하시나 그랬는데 진짜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으로 가가지고서는 어 지금 박사학위 다 마치셨나? 그러니까 연락을 제가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하던 그 박사님 밑에서 이제 배우면서 지금 그런 황당해 보이는 꿈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 이 분이 참 한번 연락해 볼게요. 어, 그, 음, 그리고 또 뭐몇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더 많이 얘기하면 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껴두고 나머지 어떤 이야기들은 좀 아껴두고 세이브해두고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우리 IMF라는 그 시절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시기가 나의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IMF는 영어 정확한 거는 IMF crisis까지 얘기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during IMF crisis, 그 IMF 위기,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 온 나라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또 부모님이 그때 <laughs> 사업이 더 어려워가지고 정말 제가 주머니가 너무 가벼웠던 때가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그때가 뭐 장마 시기였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어,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 제가 오늘 많이 글루미하네요 우울하네요. 예. 그래서 장마철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열악한 그 기숙사의 벙크베드가 막 철제 벙크베드는 당시 기숙사가 어, 서울에 있는 학교였음에도 굉장히 후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너무 우울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신기한 신의 따뜻한 눈길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뭐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뭐 도움을 구하기에도 제가 그러니까 너무 좀 무기력한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He does my praying in and for me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격려한다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운되지 말라고 예.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 이거를 듣는 여러분도 아 그게 또 끝, 그게 끝이면은 여러분 너무 우울하니까 우리 <laughs> 다음에 외우게 될 이런 것조차도 같이 다 이게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서 좋은 쪽으로 간다는 그 다음에 외울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겠어요. 아, 막 이렇게 굉장히 어, 다운돼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신께서 저에게 되게 재밌는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KBS 방송 출연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당시에 KBS 100만인의 선택이라는 어떤 시사성 오락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햇병아리 교생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행당여중이라고 한양대 옆에 그쪽에 이제 여중에 이제 제가 리즈 시절에 예, 외모도 참 괜찮았을 때 양복을 쫙 빼입고 갔다가 그 PD의 눈에 띄어서 예, 원래 제가 아니었는데 <laughs> 어,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예, 교생이 있었는데 외모에서 <laughs> 제가 이기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또이 새벽에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하여간 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한 TV 한 10분 정도 이상 10분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가족 중에 누가 테이프를 갖고 있을 텐데 녹화해 놓은 거를 비디, 당시 비디오로 테이프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했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죠. 예. 빨리 그걸 찾아가지고 예,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디지털로 예, 파일을 떠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어, 자존감이 낮아, 낮아졌을 때 굉장히 학교 의 위상을 올린 학생으로 <laughs> 굉장히 이렇게 그러면서 하여튼 주변의 선후배들이 뭐 그 TV에 나왔다는 이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정말 어, 지금 생각해도 기적같이 천사들같이 저를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셨고 뭐 경제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삼겹살 탕수육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끝인데 그때는 신기할 정도로 선후배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와서 야 어, 그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탕수육을 탕수육을 먹고 싶었는데 기숙사에서 또 우락에 <laughs> 앉아 있는데 그 후배가 그 친구 후배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또 학생부서 부목사로 오래 있었던 친구인데 예, 그 친구 만나고 싶네. 예, 그 친구가 탕수육을 따끈따끈한 거를 진짜 한 판을 싸갖고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먹방으로 또 <laughs>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너무 반가웠죠 저는 그랬더니 뭐 자기 친척이 그중에 포항에 출신인데 친척이 어 자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교 지나가다가 이제 중국 식당에서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불러가지고 먹는데 자기 짜장면만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당시 그 친구도 저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예. 내 생각이 났는데 허, 어, 어, 형이 마침 있었네요 이러면서 예, 그 친구 배도 불렀었고 그러니까 그 탕수육은 온전히 제 차지가 <laughs>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요즘에 웬만하면 저도 많이 또 저보다 뭐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많이 사주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사주면 또 얻어먹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또 사주고 있겠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조직 내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사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 전체가 이제 챙기게 되고 함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순간들, 비참한 순간들까지도 제가 쉐어하기 좀 창피한 그런 순간들까지도 어,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께서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어, 지나고 보면 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여러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어, 뭐 저희가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기 바라는 것 저한테 메일이나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생각날 때 기도할게요. 예. 매일 기도하겠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날 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신께 저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어,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자신조차도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 혹시 앞으로 또 오겠죠? 예,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He does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He does our praying이네요. 예,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게 말씀이죠. 음, 아, 그리고 하여튼간 천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잖아요.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갑자기 막판에 이 얘기로 왜 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점점 예. <laughs> 자 우리 외우고 귀한 우리 영어 성경 문장을 외우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넘었네요. 새벽에 하니까 제가 되게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남자 목소리로 우리 다섯 번만 해보겠습니다.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Making prayer out of our worldly sighs, our aching groans.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ee you.